Thank you. 가방 준비됐고요. 지금은 5시 54분이고 우버를 불러서 10분 에올 예정이에요. 코렉다. 베베. 세번 스물 든 살하고요. 잘 있어. 빨리 오고 있어요. 여덟 시 비행기 이제 보딩 곧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칸쿤에서 Desembarco Hoganes. We got everything we need right here. Wine and burning chemistry. 이제 버스 타고 갈 거고 날씨는 엄청 약간 한국 날씨처럼 습하고 더워요 바지건 입고 거 뭐 바로 보였어요 여기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아동? 이로 한통에 색깔을 받으면 날씨120 pesos. Ahorita le dice el delegado. 상권에 도착해서 짐 풀고 지금 바로 레스토랑에 방문할 거요 이게 오늘 첫 끼예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일단 세비체로 유명한데 맛이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너무 더워요 습기가 진짜 한국 장마 그 시간만큼 너무 더워가지고 첫날이라서좀 꾸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너무 지금 앉아있는데 땀나고 그래도 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튀긴 물고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시켰고요 few moments later. I saw the city passing by my window Was in the crowd but I felt so alone my phone like every other second My future was blurry and numb A tunnel where there's no light tomorrow. Buenos días. 어, 오늘은 플라데카르멘 2일차고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어, 좀 필요한 걸 사러 갈 예정이에요. 생수랑뭐 달걀 베이컨 같은 그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살 예정입니다. 여기가 제가 먹는 데요. 날씨는 어제 도착할 때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고요. 좀 습하긴 한데 참을만 해요 어제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칸쿤에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이례적으로 많이 습도도 높고 덥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할라? 우리나 다른 건데 바로 옆에 큰 게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에어비앤비에 커피 머신이 없어서 저희가 이 커피를 사왔거든요 커피. 근데 맛이 괜찮았어요 인스턴트 도 크레마가 생겼고 이거는 베라크루시 산이고 이거는 차아인데 이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 사갈 예정입니다 이게 약간 멕시코의 초코파이 여기는 마시멜로가 초코파이랑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땅콩 과자예요 땅콩에 이렇게 약간 그 브레드 같은 거 딱딱한 게 있어서 오징어 땅콩 비슷한 느낌인데 네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핫너츠라고 이렇게 레몬이랑 고추맛? 매운맛 나는 것도 있는데 음 이것도 맛있는데 좀 자극적이어서 그냥 먹을 때는 이걸로 자주 먹어요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는 없는 게 있어 있는 네, 소그린 아이 가방 맡기고 고르도 보고 있어요 깨었어 Two hours later. 비지클럽 마르티나에 왔습니다. el último Pero sé que lo gozaré Para serte sincero Un Dios el que te enseñó Lo que puedes hacer con mi piel Yeah, yeah, yeah, yeah Y si se nos da, yeah, Será lo que será, yeah Los lo vamos a matar, Toda esa curiosidad Baby, si se nos da, yeah Será lo que será, vamos a matar Ella, toda esa curiosidad Solo yo sé de ser lunar Solo tú comes el pastel Con estilo siempre te vas Pero te vienes con placer Me dijiste no quiero nada Pero quieres todo mujer Baby yo te hago soñar Algo más rico que la miel Mi droga que te liso digamos el pecado Que hay cosas que no se dicen Que la piel tú y yo Baby, ¿para qué te dices? Y tú solo dices que quieres más Que matemos la curiosidad Eso hacemos Y si se nos da, ella Será lo que será, ella lo vamos a matar, ella Toda esa I'm freaking nervous. 왜냐면은 se nos da yeah, Será lo que será